안녕. 우리는 각선미 미녀들이야. 우리 딸이 예쁘지? 우리는 파티를 좋아해. 사교의 여왕들이거든. 오늘은 사교적이다 라는 영어 표현 중에서 네이티브들이 자주 쓰는 걸 알려줄게. 일반적으로 그녀는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야의 영어 표현은 She's quite a social person. She's quite a social person. She's a very outgoing person. She's a very outgoing person. She's good company. She's good company. 하지만 네이티브는 people person, social butterfly, like hanging out with people. people person.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 You've got to admit it, John. You aren't much of a people person. You've got to admit it, John. You aren't much of a people person. Social butterfly.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 My aunt is such a social butterfly. She goes to every party she can. My aunt is such a social butterfly. She goes to every party she can. like hanging out with people.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다. I'm a big fan of hanging out with people. I'm a big fan of hanging out with people. 초절정 인기 정상 미녀들의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야. 우리 오늘도 사교적으로 즐겁게 지내다가 내일 또 만나요.